오빠 뭐 찍고 있어요? 어, 업로드가 너무 늦은 관계로 네. 아름다운 이 풍경을 숏으로나마 담기 위해 찍고 있었습니다. 잔평이와 우리는 모로코에서 잘 있습니다.